오만에 봐가지고 저도 제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. 이게, 이게 제 기준에는 흑역사거든요?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짜 이거 빨리 진행 안 해? 진행 빨리 하란 말이야. 근데 이제야 또 나왔다고 딸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<laughs> 아 진짜 먹어볼게요. 맛있겠다. 나도 주세요. 절대 입 보여주지 마. 맛있겠다. 너무 쩝쩝댔나? 왜 자꾸 흔들어? 맛있겠다 아, 아,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구멍이 솟아 뚫려있거든요 뭔가 징그러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? 너 진짜 바보구나 너무 많이 접촉됐나? 응, 짝뚝 됐어. 너무 많이. 쉽지 않은데? 중독, 중독된 이 기분. 뭔 소리야, 혜리야. 그러게나 말이다. 갑자기 썸네일을 카메라가 안 들린다 썸네일 안 찍고 뭐 하세요? 응? 뭐지 저 형광펜은? 형광펜을 굳이 만약에 썸네일 찍는다면서 왜 자꾸 먹어 너? 저 빵끈 뭐야 저 빵끈? 이거 뭐야 빵끈? 그래 그거 치워 끝나? 이렇게 끝난다고? 아... 아... 장난 비하인드입니다 아우 느끼해라 냉장고에 아 이거 편집해야 돼 줄 먹어야겠다. 너무, 너무 느끼해요. 느끼해요. 너무 귤이 맛있어. 맛있어. 편집 너무 많이, 많이 물렸는데 어떡해요 여러분. 앞머리 앞머리 염렸어요. 앞머리, 앞머리 있는 게 안 어울려서, 안 어울려서 그쵸? 그쵸? 별로 어울리지,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. 그죠? <laughs> 그죠?